그럼 이거 이거 이거래 이거 야, 야 알록달록해서 이게 좋아? 지켜 오 오. 오. 리본 체주네. 이야 엄마 까미 봐봐 까미 역시 역시 끈 좋아해 오 까미 태미 음. 음. 둘이 놀고 있어 난리막 <laughs> 오 물고 간다 간다 호랭아 호랭아 호랭아 깔고 물리고 있네 장난감 <laughs> 다 내꺼 다 호랭이 거야? 안내 거지? 쭈쭈 정도 루나 루나 힘들어? <laughs> 왜 고리지? <laughs> 꿀처럼 놀아줘야지 되는데 이거 좋아해요. 그러니까 봐봐. 그렇게 천천히 그 이제 뱀처럼 이렇게 해야지 걔네들이 흥미를 보여. 꿈틀꿈틀. 그렇게 빨리 하는 것보다 쫙 있다가 쭉 갔다가 도망갔다가 그게 뱀이 뱀처럼 해야지 좋아한대. 힘들다. 다가 내가 더 힘드냐? 놀아주는데 왜 내가 더 힘드냐? 루나. 언니 힘들다. 너가 놀아. 아, 루나 루나 루나 루나 갈라 그래 저 표정 봐. 아! 루나. 표정 <laughs> 대화가 되는 거야? 난리 난리 어머 너무 예뻐요 꽉 잡은 거봐 이거 꽉 잡았어 손으로 태미 대답하네 눈물로 간다. 응? 눈알 굴러 간다. 아 이뻐라. 태블이 태블이. 태블이 좋아? 이제 잡아서. 아, 엄마 놀아주세요. 뒤에 까미 표정이 좋다 아유, 기분 좋아. 좋아. 어, 놀아서 좋 기분 좋다. 놀아서 기분이 좋아. 새 장난감 좋아? 좋아, 태미? 좋아? <laughs> 대답하는 것 같아, 눈으로. 이제 네, 잡았어, 이제. 아유, 힘들어. 꽉 잡았어. 좋대, 너. <laughs> 표정 봐. 이제 귀찮아? <laughs> 다음 장난감을 놀아줘 볼까? 다른 장난감 해줄까? 아이 잘하네 이제 슛 꽉 잡았어 까미 <laughs> 누나 <laughs> 내가 <laughs> 왜 그러고 있어 귀찮아? 아 웃기다 앞발 두개 뚱뚱 <laughs> 물고 간다 토끼야 <laughs> 흐랭이